Thank you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. 아무도 안 챙겨요. 이렇게 나처럼 와서 시작하면 좀 있다가 언니를 찍을 찍었을지. 어? 이때 behind 찍는 거라 들어갈게요. 안녕. 좀 이따 다시 올 테니까 여진TV 기대해주세요. 제 손금도 보여드릴게요. 이건 내보내주세요. 손금. 저는 원피스를 잘 입질 않아요 아 맞아요 항상 이렇게 근데 바지를 자주 입었죠 약간 중성적인 옷이라고 해야 되나? 뭔가 보이시한 그런 옷을 자켓이라던가 맞아요 뭔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벨트 이렇게 착 해가지고 이렇게 네, 쫙 약간 그런 멋있는 옷을 자주 입는데 오늘 이렇게 약간 여성스러운 옷을 입어서 저희 쌤들께서 기념사실찍었어 맞아요 <laughs> 나도 찍어야 돼 4월 3일 기억하자 막 이러면서 이쪽 <laughs> 뒤로 가니? 네그렇아그 분명 저희는 여기 서서 시대 모습 영상 카메라에 담이게 예뻐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한번더 아, 말씀드려 오직 테나시아에서만 볼수 있는 모습. 우리 희진 양이 또 이러, 이렇게 머리 이쁘게 했는데 이게 우리 희진이가 처음 데뷔했을 때 파리에서 이런 머리를 맞아요. 했거든요한 3년 전이죠? 오. 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, 이달리스니입니다. 저희가 오늘 이렇게 텐스타 화보 촬영을 했는데요. 아! 너 저는. 오늘 그리고 오후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촬영을 너무 예쁘게 잘 했던 것 같아요, 모두. 맞아요. 마치 봄의 여장처럼. 아! 그리고 저희가 첫 의상으로는 다들 원피스를 딱 맞아요. 오늘 네. 아. 입어서 다들 너무 예뻤어요. 아, 맞아요. 아, 잡지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할 정도로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많은 스태프분들과 또 이게 펜스타 스태프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펜스타 5월호 이달의 소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 그러면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였습니다.